오늘 네, 저의 포인트 여기 약간 요, 요 간지 좀 간지 아시죠 여러분들 살짝 한 가닥 가리는 정장 잘 어울리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려놓은 로브입니다로브의첫 브이로그 제가 평소에 제 애장품으로 잘 소개드렸던 여러분 아시죠? 저희 와인 오프너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러가려고했지만 오늘 드디어 진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거를 세게 아마 힘으로 좀 박아줘야 될 거예요 오! 뭔가 차이 컥 걸린 느낌이 있고요 해볼게요 오! 자 일단 1차 시도 깔끔하게 실패 2차 시도 아 이쪽 반대로 해야 되는구나 다시 2차 시도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오! 뭐지? 이게 보면 앞으로 하는 게 있고 뒤로 하는 게 있죠 반대로 돌아가 오!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오! 나 지금 아, 정장도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약간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하나 둘셋자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버하도록 <laughs> 자 오버하도록 할게요 오! 오! 대박! 여러분! 내가 뽑았어! 보이시나? 따라라 라라라 우르르 맞죠? 음. 음. 제가 이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은 날입니다. 아, 저 그럼 뭐 평소처럼 뭐 와인을 뭐 마셔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소에 되게 와인을 되게 즐겨 마시는 편이라 음, 이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와인 마실 때. 저는 이걸로 보통 맛을 느끼, 느끼곤 하죠. ASMR. 많은 오랜만에 이렇게 정장을 입어봤는데 상당히 어색하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그럼 또 다음 브이로그를 기대해주세요 안녕